그 노트나 뭐 핸드폰으로 정리해도 저, 저는 핸드폰 박 기자님, 좋은 음 제보 하나 드릴게요. 연인에서 친구로 한세계층 결말 만다. 입다 연주 다 뭐야? Thank you.